안녕하세요 나라예요 다들 샤이닝스타 27화는 보셨나요? 오늘부터 제가 매주 본평 퀴즈를 낼 거예요 다들 준비되셨죠? 그럼 시즌2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멜로디는 다른 팀과 달리 데뷔반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우리가 간 곳은 어디였죠? 힌트! 넓은 곳 어딘가 구석에 아주 초라한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더 슬프네요. 그래도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? 그럼 다음 문제! 그렇게 초라한 곳이라도 일단은 우리 반이었는데요. 우리 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? 그게 반 이름일까 싶지만 정말 우리 반 이름이에요. <laughs> 자, 빨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야겠어요. 화 평범 밴을 타고 가는 다른 팀과 달리 우리는 방송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말이죠. 지하철을 타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? 신인 아이돌이라면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자 우리 멜로디는 DJ 교장 선생님이 주셨었죠. 자, 오늘의 기즈는 여기까지예요. 모두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나요? 잘 모르겠다면 이수치랑 두근두근 드디어 데뷔하나요를 다시 보고 와주세요. 답은 다음 주에!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!